빼도 안 돼. <laughs> 이봐, 어머, 뭐, 아이, 아유, 또 흙부터 어 어디 봐. 어디 나오라, 어디 봐. 봐봐 이거 봐 피, 야 귀에다 약 발라줬더니 흙에다 문질라고 흙이 잔뜩 묻었어 어디 봐 이거 어떡해 음. 이거 봐 이거 지금 아유 흙을 묻히고 여기다가 아유 여기를 두 개 묻었어 아유 아파 아파

이쁘네 모양을 제대로 잡고 있네